네. 여기 온다 소리를 안 해. 안 해. 응, 예를 들어서 대구에 외가인을 음. 뭐 가자든지 시집에 음.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음. 뭔 일을 만드는 거라. 잖아. 그러면 차이를 태워. 아빠가 운전석에 앉고 운전석 옆에는 이제 뭐 삼촌이 앉고 가쪽에는 엄마가 앉고 중간에 아들을 앉게 미리 짜놓는 거야. 아, 네. 은용아 전화 좀 주발해 전화를 받아. 전화 좀 전화를 주면 안 돼. 전원을 꺼야 돼. 안내 보내줘야 됩니다. 그럼 그럼 가서 상담받자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. 배가 아프도 와 참아라 병원 그래 아프다 그래 목마르다 배 아프다 화장실 간다 다 무시하고 그리고 운전을 계속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 와요 음. 주변이나 요 아파트 안이나 요 주차해 놓고 문을 다 잠가요 그 올라올 때도 먼저 올라 아들 먼저 올라오면 안돼 앞에 누가 먼저 올라오고 아들 오고 뒤에 따라 올라와요 어, 잡아도 되고 경호원들을 사기도 합니다 네. 가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볼 때는 뭐, 말만 잘 들으면 사람 많이 필요 없지 근데 여기 와서 말을 잘 안 들어